됐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근데 우리 생각보다 오래 안 했지 않았어? 나는 오래 했어 이렇게 닦을 거야? 어머 어떡해 어길 어디 있지? 어, 아빠 얼굴이 어, 얼굴이 이게 뭐예요? <laughs> 얼굴이 얼굴 무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? 왜왜 왜? 왜? 왜? 왜, 왜, 왜 그래? 왜 그래? 뭐 때문에? 귀여워. 다리 봐.